거 바이러스가 참 재앙이네. 백신 4차 접종까지 했는데 아직도 마스크 파티가 따로 없네. 저 저기요 멀리서 봐도 아주 그냥 동화책 공주님이신데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? 아 네. 아 번딱충 똥파리들 존나 엮이네 뭐 이쁜 게재지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변태 똥파리 같은 새끼. 내 어항 속 생선들 상태나 볼까? 에휴, 병신들. 어? 이 설탕 발린 말에 안 넘어올 여자는 없겠지? 오호, 이 남자 좀 있는 집안인가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주문하셨어요? 아, 아니요. 뭐 좋아하세요? 아, 그쪽이 좋아하는 거면 다 오케이요. 전 그럼 카페모카 따브로르 샷이랑 아이스박스요. 계산하고 올게요. 네. 여기 진동벨이요. 제가 가지고 올게요. 제가 세상에서 카페모카를 제일 좋아해요. 아메리카노는 쓰고 마키아또는 달고 모카는 딱 그사이에 맛을 잡아줘. 스펙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죄송한데. 아저, 키 180에 65키. 아니, 그거 말고 자산, 재산, 그리고 그쪽 부모님 스펙이요. 아, 아니, 그 근데 초면에 궁금하니까요.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 부모님 자산이 상위 1%에 저는 7급 공무원인데 차도 반째 S클래스입니다. 그게 궁금했었어요. 직접 듣고 싶기도 했고. 시발 이 여자 성격에 이래 무슨 꿍꿍이지? 아하 그러시구나. 그런데 마스크 안 불편하세요? 마스크도 이제 제 몸의 일부인데 불편하다뇨? 뭐 일이 궁금한 게 많아. 아하 이거 케이크 드세요. 네, 그만 말해 좀.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되게 예쁘세요. 네. 아, 씨발 그만 첨물을 하고. 다 먹고 제가 영화 티켓 두장이 있어서 황정만 나오는 영화 보실래? 그만 처음으로 이 개씹새끼야. 아, 아? 씨, 씨발. 이, 이, 사기꾼년. 이 사기꾼년. 이 사기꾼년? 만원에 내 인생 구제받았네. 거 10회.